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수, 로제, 리사, 제니, 블랙핑크입니다. 첫 V앱이에요.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응? 어? M 카운트다운 다 보셨나요? <laughs> 잘 보셨나요?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처음 하는 거라 너무 어색해요. <laughs>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예이. 자주 봬요. 오늘 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예, 예, <laughs> 와 많이 들어온다. 왕.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항상 알람을 켜놓으라고요. <laughs> 블랙핑크. 갑자기 들어옵니다. 읽고 싶은데? 이렇게 옆으로. 영어로도 인사해드려. Hi everyone. 하이. 하이. Hi. 용안 용안. 용안 용안. 리사는 태국어? สวัสดีค่ะ 지수카, 지수카. 호박 봉까리. 로제카. 제니카. 지수카. 낭낭나 쭈쭈. 하트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어 제니 네. 생머리가 이쁘대 아, 우와 아, 캐치하셨군요 할 말 알려주실 분? <laughs> 아 그렇다 저희는 지금 퇴근을 안 하고 차에 멈춰서서 V앱을 켰습니다 맞습니다 자주 자주 자주 싶어요 자주 많이 들어온다 우와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요 응. 와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오하이오 어, 오하이오 니하 오하이오 아, 어, 어. 밖에 니하오 니하오마 <laughs> 지금 정지 화면 아니고요. <laughs> 계속 머리는 계속 바빠요. 안녕. 카메라 점점 머리 이렇게 삐고 있어 카메라가. 삐고 있습니다. 네. 아, 셀카봉을 잘못 드네. 앞으로 무대 앞으로. 많이 봐주실 네. 거죠? 계속? 오늘 무대 어땠어요? 오늘 불장난 어? 많이 좋았다고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로. 일본어 자, 일본어 잘해. 어머 오하이오밖에 안 해. <laughs> 어? 저는요. 私は 지수 です.私は 로제 です.私は 지수. 하는 거구나. <laughs> 소디카 리사카. 사디카 로제카. 사디카 제니카. 어디카 지수카. 오빠 뽕거리. 오빠 뽕거리. 오빠 뽕거리. 오빠 뽕거리. 오빠 뽕거리. 재밌구나. b o n j o 잖아 여러분. 가와이. 위에 너무 어색해요 저희도. <laughs> 재밌나요? 지금 이게 재밌는 건가요? <laughs>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해야 하나? 정지화면인가요? 뭔가 해야 하나? 오늘은 갑자기 켜서 저희가 당황해서 그런 겁니다. 응. <laughs> 이게 컨셉이에요. 컨셉. 이렇게 정지 화면 느낌으로. 첫, 첫 V앱이니까. 예. 그쵸. 저희 불장난에 나오는 하트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얼굴 보이게, 얼굴 보이게. 하트. 저희가 밀고 있는 하트예요. <laughs> 용한, 용한은 제가 밀고 있는 말이죠. <laughs> 댓글을 읽고 싶습니다. love you. We love you. I love you too. 노래 너무 좋아요. 예. 예. 불정사 예, 예. 예. 많이 들어주세요. 꿀노잼입니다. 꿀노잼? 어, 오 예. 꿀. 꿀. 꿀은 좋은 거죠? 저희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앞으로 자주 뵐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어흥. 계속. 자주 봬요. 음, 다음에 또 봬요.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굿밤. Bye.